주관적 조력자 리뷰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비유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금까지 한국 서버에 출시된 5성 조력자들의 리뷰입니다 그의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유저 및 시청자분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서버의 상황 및 메타에 따른 것임을 글로벌 서버 유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훨씬 이전부터 이 영상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미뤄지다가 결국 글로벌 서버의 조력자가 출시되었다는 소식과 이제 곧 나올 용마성에 메타가 급변할 것을 예상하여 급하게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 서버에는 총 11명의 5성 조력자가 출시되었습니다. 저의 현재 조력자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한섭 결투장 용병 기용률을 통해 조력자의 선호도를 살펴봅시다. 7월 8일부터 7월 14일 기준이고요. 2 2일 이내의 조력자 사용 용병은 총 6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왜 기억률이 높은지에 대한 제 생각과 간단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카엘라입니다. 결투장 상위를 노리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우선적 용병이라고 봅니다. 13강에 공방면 부여가 생기며 그의 라우라의 카운터를 당하던 발제와의 조합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버프로 강화 부여화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축복은 14강 시에 지워지는 버프에서 지워지지 않는 버프로 변화합니다. 누구에게든 버프를 주면 방어용조차도 딜러로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달비입니다. 10강 시 여우폼일 시 방어력 100%로 맨 뒤에 두어 발제에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발제가 공방면이 없다면 현혹으로 자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발제막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는데요. 딜러로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또한 노버프로도 준수한 딜량을 뽑아내어 진영을 좀 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폼으로 돌아갈 시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12강 시 여우폼 12턴, 인간폼 4턴으로 대포 리스크가 감소됩니다. 세 번째는 시실리아입니다. 범위 흡수라는 점으로 건너팀 자리에 두어 건너팀 넓은 범위를 공격하는 아나스타샤, 혹시 등을 막습니다. 또한 높은 생명력으로 벨페른 마기에 이용되는데 벨페른이 저강이거나 고강일지라도 룬과 무덤수에 따라 생존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항시 상저방과 12강 시 피역시 회복이라는 스킬로 인해 밸런스 조정 전과는 다른 강력한 tanking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카올리입니다. 조력자의 패치보다는 능력 지향상 및 스킬 조정의 기용률 상향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활활rune만 껴주면 체력이 5만 정도 나옵니다. 그의 생명력을 기반으로 한 거인의 일격 데미지 또한 상당히 좋아졌죠. 특히 거인의 일격은 저주 반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레비아도 때려잡죠. 그리고 기존 약화 반격이 피해 반사로 변경되면서 본인을 공격한 딜러를 자폭시키거나 동귀어진하는 딜러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피해 반사는 12강 시 자체 치명 확률 증가를 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무시무시한 dealing 카울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 회복 스킬인 재생은 일반 공격 후였으나 리뉴얼 후 치유력 영구 지속으로 스킬이 변경되어 전투 시작 전부터 발동되고 그의 이로운 효과 금지의 적용과 관계없이 회복합니다. 그리고 도발 시 받피감의 추가까지 세존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텔라입니다. 미카와의 조합 용병으로 잘 쓰이는 용병인데요. 미카 스텔라 조합이라면 따로 치아룬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두 지형과 모두 지워지지 않는 buff를 주며 스텔라의 흡혈 스킬로 미카의 피의 성배로 생명력을 깎이는 것을 보완해줍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능양력 buff를 주기 때문에 저주에 약한 용병들과의 사용이 좋습니다. 그러나 buff가 자신을 포함하여 4칸이라는 점, 그의 본인을 기준으로 buff가 지원된다는 점, 본인이 죽으면 buff가 사라진다는 점, 그런데 아주 생명력은 낮다는 점인 리스크인 부분입니다. 물론 buff가 본인 기준 고정이라는 점은 사용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으나 진영이 제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이제 buff의 턴수가 길기 때문에 순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을 살려 진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바라입니다. 본인 능력치 상승도 있었지만 현재 반사방역 용병들이 주류인 meta의 카운터 용병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장의 주류로 쓰이고 있는 용병이면서 딜러들이 쉽게 죽이지 못하는 용병들로 세실, 달비, 카올리등 이들 용병들이 공통적으로 반사 반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바바라는 반사 반격에 추가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생존이라는 스킬로 인해 본인은 죽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존이라는 스킬은 세복 계열의 스킬이기 때문에 강한 무효화에 지워지지 않아 생존성을 더 뛰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네칸이라는 넓은 범위가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1 5강을 해야 한다는 점과 버프와 룬에 의한 능력치 조정이 중요한 점, 카운터되는 용병들 이외 철철을 쓰는 지원가인 미카, 벨리아스, 에딘 등에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최소 효율적인 조력자 강화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카엘라는 13강인데요. 13강 시 공방면 부여라는 스킬이 생기고 그에 발제의 카운터인 라우라 감전을 피하고 달비 아스모드의 현혹을 피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달비는 12강입니다. 이때 여우품이 12턴, 인간폼 4턴으로 감소되는 강화 수치입니다. 세 번째는 세실리아 12강입니다. 12강 시에 받은 피해량 일부 회복 스킬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는 카올리입니다. 카올리는 12강인데요. 10강만으로 조력자 없이도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웬머 컨텐츠에서는 노강만으로도 쏠쏠한데요. 유선 12강이라고 하는 이유는 반사 피해, 치명타 65%로 최고 수치로 올라가는 강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스텔라는 12강으로 이때 치명 확률 증가 수치가 최고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바라는 15강이라고 했는데요. 15강 시 방무 댐지가 생기면서 달비나 레비아 같은 경우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비우가 생각하는 가장 먼저 시호강을 가야 하는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저의 답은 미카엘라입니다.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가이기 때문에 meta에 가장 덜 영향을 받는다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옥토 발제 그리고 육마성 알레가의 궁합이 잘 어울리고 특히 지워지지 않는 buff라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laughs> 7월 23일에 용마성 조력자의 모습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전 7월 개발자 노트 소개에서 용마석 리뉴얼 및 조력자 출시를 안내드리긴 했는데요. 이번 7월 23일 각 용병들의 일러스트와 관련 스토리가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다음 영상에서는 용마성 조력자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까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